Uau! 어디 가고 있어요? 거기 말고 머리 스마일 호프 스마일 호핑에 hopping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오늘 hopping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열매가 열릴 것 같아요. 무슨 꽃이지? お 엄마 손에. 음 엄마 손에. 와 배다. 가자. 가자. 가자. 爬住，爬住。 재미줘서 수영했어? 지금 호핑투어 두 번째로 하고 집에 가기 전에 라면을 주시네요 신라면이래요 <laughs>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먹어볼까요? <laughs> 네. やば <laughs>